국소마취하고 운전해서 갈 수 있을까요? 국소마취를 발가락에 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과 체형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준입니다 원장님 네, 오늘은 마취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마취의 종류라고 하면 곡소 마취, 수면 마취, 전신 마취 이렇게가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순서대로 조금 디테일하게 여쭤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일단 마취는 수술의 이제 시작과 끝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분 마취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술하고자 하는 부위만 마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위만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의식이 다 있는 상태죠. 그냥 그 부분에 통증을 못 느낀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쓰이는 약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리도카인이라는 게 쓰이고 거기에 더해서 피가 조금 덜 나라고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든가 이런 약을 좀 첨가하게 되는데요. 이 약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 한 번에 쓸 때 쓸 수 있는 용량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심혈관계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좀 우려될 수가 있어서 쓸 수 있는 좀 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갖다가 부분 맞추를 할 수 있어요 를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제 기준에는 간단히 생각하시면 손바닥 두개 손바닥 두 개 정도 범위까지는 곡소 마취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 마취를 시키려면 그만큼 마취약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 확률이 좀 올라가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분 마취보다는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고려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곡소 마취 주사는 어느 층에다가 그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곡소마취 주사는 피부 바로 아래층에 있는 그 지방층에다가 보통 놓게 돼요 전반적으로 마취를 시키는 건데 사실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피부 조금 진피 위치에다가 놓을 때도 있고 상당히 통증은 있겠지만 그리고 근육에도 필요하다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 잘안 하죠 그렇게는 그러면은 국소마취로 지방흡입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람땡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바닥 두 개까지는 이게 안전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할 위해 가지고 조금 더 큰 범위에 이제 마취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부분 마취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국소 마취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국소 마취는 그 부분만 딱 이렇게 마취가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수술하면서 의식이 다 있잖아요 처음에 뭐 한 10분 정도는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30분 이상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음. 통증이 없다는 거지 어 약간 느낌 같은 거는 또 약간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촉감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좀 무서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술 시간이 짧고 범위가 좁은 수술에서는 이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다 보면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돼 더 가면 되면 이제 마취를 추가적으로 더 범위를 넓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어그거 의사 판단이긴 한데 보통 그렇게는 잘 안 하죠. 국수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지속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수너 치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뒤면 마취가 풀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2시간에서 3시간 동안은 좀 얼얼하고 이제 느낌이 없다가 점점 마취가 풀리면서 이제 통증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야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은 어디 못에 찔린다든지 어디 이렇게 다칠 때도 처음에는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2, 3시간이 지나면 처음만큼 아프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덜 아픈 순간까지의 시간은 어느 정도 벌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에서 이렇게 잇몸에 마취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네, 네, 네 그 맞아요. 바늘이 들어가는 걸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피부에다가 이렇게 크림 발라서 피부 마취하고 주사 맞으면 좀 덜 아플까요? 아큰 차이는 없다고 <laughs> 아, 아주 이만큼은 네. 효과가 아, 있겠지만. 그러면 지방흡입 수술을 국소 마취로 진행한다라 하면 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수면이나 이렇게 전신마취처럼 잘 필요가 없고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어, 작은 범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안전하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일정 범위를 넘어서서까지 수술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과 체형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